덤벼 이 자식아 어, 그렇지 그렇지 어떤데 어떤데 좋아요와 아. 구독 <laughs> 아! 킬 하러 갑시다 화이팅 와 겨우 잡았네 잘한 거 맞아? 방금 완전 개똥처럼 잡는데 발소리가 나거든? 이런 쪽에서? 옥상에 하나, 옆집에 하나 던질 게 없다 얘 말고 근 옆에도 있는데 아 죽었구나 옥상에 토끼 한 명 있었어 오른쪽에 한 명 왔었어 어디서 봤냐면 여기 노란 피는 한명 지금 봤었거든 지금 여기 미끄럼틀 있겠다 싸운다 저도 붙어볼까? 깜짝이야 불, 불꽃 보고 집 안에 있는데? 얘가 걔 아니야? 그치? 밖으로 나갔나 보네 같은데? 아니, 바로 앞까지 왔네? 나이스. 파밍 좀 해야 되거든? 해우소 일단 버리고 <laughs> 잘 쓰는 거 아닌데 그냥 난 저기 있다 왜 안 맞았어 이게 안 맞는 말도 안 돼. 아니. 나 무조건 맞았다 생각했는데. 지네끼리 싸운다. 이씨. 어, 안 싸워. 숙였어. 어, 숙였어. 숙였어. 어, 잘 잤는데 이거 숙였어. 어, 아니 방금 못쏜게 아니라 제가 숙인 거야. 바보야. 아이템 줍느라고 고기가 숙여졌단 이 말이야 야, 어디 갔는데 그래서 야 덤벼 맞다이 할 거야 열받아 덤벼 이 자식아 어, 그렇지 그렇지 어떤데 어떤데 개무서 아 글로 가면 안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<laughs> 오빠 원래 잘한다니까 잘하는데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그렇지 <laughs> 아 그렇지 좋아요 아주 좋아요 깜짝 놀랐네. 어디 갈까? 그럼 이런데 하루 짱 막히는 게 맞겠다, 그치?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위하면 무조건 있을 텐데 집에 도실 것 같고 12명 도망가 도망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여기 자리가 다 별로야 여기만 클리어 시키고 어, 네. 뭐 안돼 술탄 못 들어오게 닫아놓고 발소리 좀 집중해서 귀엔 없는 거 쟤는 내가 잡아야겠다. 4명. 킬이 부족할 수 있어서 좀 무리하는 거야. 사람 어린줄알아 이제 1대만 버티면 돼요. 홀리! 어, 됐다. 영차. 줄 알았는데? 봤냐? 못 봤나 근데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아이고 타이밍 놓쳤다 맵보다 조졌어 아 너무 너무 쫄아서 못 샀다. 이거 나 갑자기 머리 헤드만 날릴까 봐. <laughs> 나이스. 아 지붕이 생각 못할 수도 있지. 밑에만 보고 있었으면. 나이스. 1코인 성공. 비타닐 꽃님. 예. 예, 예.